싫어 근데 왜 색깔이 약간 불안한 징조가 난다 원장님 원장님 저 약간 희망찬 왜 내가 블랙으로 해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제가 몇 년 만에 탈색을 진행하려고 왔는데요 한번 톤 다운을 했었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색으로 백금발로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 네 번 정도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이랑 다음 주랑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할 거예요 가볼까요? 우리 언니예요 언니 사실 원장님이 언니고 그래서 언니가 오늘 머리 도와줄 건데 오늘 탈색 두 번은 빼보고 색깔 안 나오면은 언니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네요 마지막 검은 머리 화면에 많이 담아두고 싶어 오늘 머리 안 감고 왔거든요 탈색 짬바 있잖아요 몇 시간 걸리죠? 1시간? 네? 이렇게 보였습니다 블랙백이 하실 때는첫 번째 보는 탈색을 들어가는데 굳이 두피를 가까이 안 발라요 어차피 여기는 색깔이 무조건 나와요 그런다고 하네요 뭐 아무리 설명해도 무슨 말 어? 어? 꼴보기 싫어 어. 10분 정도 지났는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근데 왜 색깔이 약간 불안한 징조가 나지? 살짝 불안한데? 잠깐만요 모이크 얼굴 모자이크 좀 아! 어떡해 보여요 이거? 근데 언니가 말했던 게 걱정했던 게 이거거든요. 여기 노랗고 여기 노란데 여기 까만 거. 원장님은 저를 대학교도 보내주시는 분이어가지고 원장님이 머리 해주셔서 전 붙었다고 생각해요. 왜 예, 소리 집어쳐! 이게 첫 번째 뺐을 때 머리고요. 이제 두 번째 아니 봐야 마냐고 아 어떻게 안 되면은 여기까지 자르려고요. 투블럭 해가지고 잠시만요. 이거 뭐지? 아우추접시로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눈이 엄청 시렵고 원장님 원장님 두 번째로 이제 부분, 부분 탈색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색깔이 나오고 있어 봐, 보여요? 나 약간 희망찬 역시 우리 진아 원장님 원장님이 해내줄 줄 알았어 자 이제 클리닉 한 번 들어갈 거예요 저는 원장님이 해내실 줄 알았어요 원장님 또 여기서 보니까 또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마쳤고요 디나이룸 이제 현금이나 계좌 이체하시면 뭐 준다고 하네요? 한번 볼까요? 뭔지? 오일 에센스 아니면 안 헹궈도 되는 트리트먼트 있거든요 안 헹궈도 되는 트리트먼트 아, 네. 감사합니다 갭자 이제 제가 집에 와가지고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려고 영상 켰습니다 Wow. 5시간 전으로 돌아가면은 이런 어리석은 음. 행동을 이제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근데 뭐 이미 벌어졌잖아요. 네, 이미 벌어졌고 어쩔 수 없고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안에서 이제 장점을 찾으려고 좋은 점을 찾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좋아질 거라고 저는 강하게 믿으면서 네,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years later. 안녕하세요. 이제 출국하기 전에 준비를 거의 다 마쳤어요. 딱 이것만 네. 빼고. 근 이것만 이것만 이제 잘 마무리되면 이제 저 출국 성공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짜잔 잘 부탁드려요 머리를 밝게 해가지고 눈썹 정리를 하다가 꼴값을 떨다가 여기를 날려먹었어요 다 그래서 탈색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머리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겨워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다 잘 나왔나요? 떠나 A few moments later 아, 이제 네번 탈색 끝났고요 이제 염색으로 색을 조금 더 예쁘게 어우 시원해 <laughs> 아왜 내가 블랙으로 해가지고 이, 이, 이 꼴을 내가 당하는 걸까 아 이거 진짜 사람이 할 짓이 못다 이 <laughs> 한평생이 지난 후자 이게 완성본입니다 보세요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듭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기다리세요 아, 이게 제 피스인데 백금발을 원했어요 이 색깔이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제가 귀엽고 망해도 유튜브 컨텐츠로 쓰겠다 이거 보니까 너무 갑자기 <laughs> 마음이 아파지는데요 제가 이번에 흑발을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 절대 절대 절대 흑발 하지 마세요 왜냐고 물어보시면 그냥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맙시다 우리 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제 잘못이니까 다시는 블랙을 하지 않는다는 어, 약속을 했고 색결이 좋아지면 탈색을 진행해가지고 더 빼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laughs> 저의 탈색 일대기는 끝이 났습니다 네 그냥 전문가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자 안녕 <laughs>